손을 씻어요 매일 아침 미세먼지 확인해보자 미세 신호 확인해서 내 몸 지키자 미세 신호등 무슨 색일까 파랑 초록 신호등 나가도 돼요 노랑 신호등 나가면 안돼 네. 우리 몸에 먼지가 들어오니까 물과 과일을 먹어주세요 してよ